어디봐 산책 가자 아빠 빠방 타고 저기 산책 가자 밖에 나오니까 좋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집 나왔어요 예쁘리 산책 나왔어요 선물 아 이거 뛰어오니라고 음? 먹어 어, 그만 먹어. 쏙 들어갔어요 아이고 오실까요 애플이 아이고 애플이 바로 됐어 네 발라왔네